에? 한번 가져가 오! 좋다. 그럼 이지 여기 찍어도 되겠다. 여기 거기. 아, 안 아파. 안 아픈 거에 다 만족해. 아.